上尿上。 el día de hoy me toca ir a recoger mi visado, estoy muy contenta porque ya me lo aprobaron como les platiqué en el blog anterior y oigan, muchos de ustedes me han estado haciendo muchas preguntas sobre por qué tengo que renovar mi visa y es que yo sé que estoy casada con un japonés, pero eso no te da automáticamente un visado para vivir permanentemente en Japón, dependiendo de, de, los casos de cada quien, de dónde trabaje tu esposo, de cuánto ganes, si tú trabajas o no es que te autorizan la visa, entonces la solicité por tres años, pero eh, a veces nada más la dan por un año, a veces la dan por tres años, a veces la dan por cinco años, y ya después de que tienes muchos años viviendo aquí en el país, puedes pedir la residencia que te permite vivir legalmente en Japón por tiempo indefinido. Pero en realidad yo todavía soy nueva aquí en Japón, tengo apenas un año viviendo, entonces esta es la primera vez que me toca renovar mi visa. No sé si me la vayan a dar por los tres años que la solicité, ojalá que sí, pero ya estaremos viendo aquí en el blog. <laughs> Hola, 우리는 지금 우체국에 가는 길인데 먼저 우체국에서 뭐, 뭐라고 하지? 스탬프 야 이거는 수입인지? 영어로 뭐지? 스탬프 스탬프? 그러니돈 냈다는 뭔가 스탬프를 받고 음. 그 다음에 비자를 음. 받으러 음. 갑니다 오랜만에 나왔잖아 아, 맞다. 그리고 날씨 날씨도 엄청, 엄청 좋고 진짜 아.

Y ya tenemos nuestra estampita, vale 4000 yens, la visa que vienen siendo como uh, 40 dólar. 40 Sí, 40 dólares. Entonces ahora podemos ir a recoger mi visado. Oigan, y como tenemos hambre, hemos venido a Lotería, que es una cadena coreana, pero que está muy de moda aquí en Japón. Y vamos a pedir esta hamburguesa teriyaki, que está en oferta. ¡Wow! No hay nadie. si sí hay gente. Miren, tenemos estos cupones para comer hamburguesa teriyaki. ¡Yummy! Oigan, y lo pedimos para llevar. ¡Ay! ¡Molita! <laughs> lo pedimos para llevar porque queremos comer en el parque, no queremos comer dentro de ahí del restaurante. Y vamos ahorita a elegir una bebida de las maquinitas. La difícil decisión en la vida de saber qué bebida elegir. agua? ¿Agua? Ajá. Agua. Yes. Juguito de manzana. Ah, Ok. Miren, venimos al parquecito. De hecho, este parque si lo caminamos todo derecho hasta allá vamos a llegar a la oficina de migración. Así que por eso nos vinimos para acá. Porque no queremos tomar el autobús. 여기가 키오토 블렌드 가모가와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이뻐 <laughs> 우리 너무 좋아 모두 여기서 쉬거나 뭐 악기 이렇게 연습하거나 음. 그 친구들이랑 놀거나 춤추거나 모든 마음대로 여기서 해요 いただきます Ya terminamos nuestro picnic, entonces vamos caminando rumbo a la oficina. Está aquí súper cerquita del parquecito y vamos a averiguar si me lo van a dar por tres años o por un año. Allá todo que tenga que. 나는 1 ni un dongan 거야, ya ni 년내 생각에는 3년? 3년? ¿Cuál es ese 있을 것 같아. ¡Ah! Ya llegamos, esta es la oficina. イェイ見事にサインはい 괜찮아? 오케이. 이 o s dieron la v i s 층 일층? 일층. 그럼 3년? 1년? 1년? 1년? 나 다시 진짜 3년 기대하고 있었어 다시 5월에 만납시다 왜 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다시 5월에 만납시다 싫어 3년 <laughs> 후 괜찮은데 보고 싶습니다 라보레테상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야 No, sumimasen, en bonito tonapa Chicos, en serio estoy bien triste Yo hasta iba a celebrar, le iba a decir a Hayato Ice ah, cream moguro cachai, que <laughs> Para que fuéramos a celebrar que iba a ser de tres años la visa Pero no, de un año, no sé por qué Pero bueno, al menos tengo visa, ¿no? <laughs> Puedo vivir legalmente aún en el país <laughs> Oigan, ya regresamos a la casa y miren, les enseño las visas. Esta de aquí es la primera y esta es la nueva. Ambas por un año, tristemente. No les puedo enseñar la otra parte porque tiene mis datos personales, pero Miren qué chulo mi pasaporte. <laughs> Pero sí, aquí están mis dos visas por un año. Chucaeo. Chucaeo. Chucaeo. Chucaeo. Felicidades. Gracias. Un año más. ¡Salud! ¡Salud! Con chocolate, abuelita. ah. <laughs> 기분 어때? 1년 남어요 안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돼 아 나 좀 기분이 비자를 안 받았어요 비자를 받았어요 나 행이다 네. 비자 받았어 그니까 사실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받는 일은 음. 쉽지가 않거든요 음. 많이 뭐 재료 같은 것도 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미자 받을 때도 4천경에 아까도 냈고 음. 조금 톤도 내, 내야 되고 비싸 씨 그래서 1년 후 받으면 다시 1년 후에 똑같은 준비를 하고 똑같은 음. 돈을 내야 되니까 3년 받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치? y e 그래도 미자 받았으니까 또 1년 동안 다니는 여기 있을 수 있어 알았어 그런 자격이 사루. 있는 거야 사르 사르 사르 사르 그리고 많이 사람들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음. 예를 들면 내가 비자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멕시코에 가야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진짜? 안 되잖아 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재료가 부족하거나 음. 뭔가 그런 경험 것 같아요 음, 어느 나라에서도 음. 일단 필요하는 재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처음에 다니 비자를 신청했을 때 엄청 고생을 많이 썼던 거는 음. 어, 우리 어떻게 자기소개. 아 어떻게 만났어요 어. 그리고 사진도 필요했어 진짜 진짜 진짜 사귀고 있어요 뭐가 그, 이런 그거는 그거를 뭐 설명하기 위해 그거를 음 많이 잘 자세히 음흠. 썼어요 음흠. 진짜 왜냐면 1년 전에는 일단 내가 일이 없었고 타니아도 일본에서 일이 없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작년에 시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진짜 잘 살 수 있는지 음. 잘살 수 있는지 음. 음, 성적 문제 음. 그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laughs> 뭔가 보통 뭔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음. 많은 사람들 그거 진짜 잘 쓰라고 그냥 하시는데 그래도 한장 정도? 한 장 정도? 근데 우리는 아마 세장 정도 썼어 그 기념일 때마다 그 스티커 사진 찍었잖아. 아, 맞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 있어서 이런 거들 왜냐면 나 이런 다... 프로젝트 하고 싶었는데 비사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 덕분에 우리 그거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잘했어. 뭔가 28일이 우리 기념일이라서 뭔가 한 달에 한 번씩 스티커 사진 찍었어요. 뭐그 스티커 사진 다 프린트해서 <laughs> 이런 것도 다 만들었고. 음. 음. 근데 작년에 이번 년보다 시간이 걸렸어. 시시시 맞아 맞아 맞아 한 달 정도는 기다렸는데 아하. 이번에는 엄청 발랐네. 일주일? 2주 정도? 일주일? 예스 하이파이브 우리 잘했어 맞다. 살루 살루 살루 살루 살루 El año pasado también le subí un blog en mi canal de YouTube, en el de Hello Tania Chan, donde descuento de hecho todo lo de esta experiencia de cómo fue sacar por primera vez la visa y también les cuento los requisitos que necesitas para que te den la visa. Así que vayan a ver ese video a mi canal si aún no lo han visto, si quieren saber cómo sacar una visa en Japón. Entonces... Entonces... ¿Un ¿Blog yogi Tachi. Sí. no, no. 피곤해요 왜냐면 진짜 많이 걸었어 뭔가 이런 뭔가 전철, 버스 이런 거 타면서 그 가는 게 적극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역 정도 있는데 계속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오늘 아마 40분 동안 계속 걸어서? 너무 어, 한 시간 전에 걸었지 한 시간? 네. 다음 비디오에서 보자 안녕 down.